the fuck? 4달러. Two dollars. That's double. Double. 4달러. Can't believe this is ridiculous. Three dollars. 이봐 김두한 세 배야. 세 배까지 올라갔어.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상이야. 4달러. Hell with this. All right. Four dollars. 오케이, 땡큐. 오케이, 4달라